final round. Fight. 허허 대박. 아, 되게 안돼 다 어우, 당이다. 어우, 당이 어, 야, 야, 야. Hey yo, what the fuck? 뭐야? 와 대박!